날씨가 풀리면서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들 야외에서 어, 걷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또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또 발이라든가 무릎, 골반 쪽이 조금 힘이 없거나 불편한 느낌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내용은요. 네, 우리가 걷거나 일상생활에서 이 다리, 골반 쪽에 이 하체 공간을 움직일 때 앞쪽과 뒤쪽에 근육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지금 오늘 이제 동작을 통해서는 발목 주변, 발, 그리고 다리 뒷면 근육들을 조금 더 깊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하나 가져오시고요. 네, 블록 없으시면 단단한 음, 음, 박스 형태의 물건이라든가 두꺼운 책을 하나 가져오세요. 밟았을 때 좀 체중을 실었을 때도 안전한 거로 가져오세요. 네,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놓으시고요. 한 발을 올려놔 보겠습니다. 올려놓으셨을 때는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발을 올려놓으세요. 네. 네. 한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깊이 낮추어 보세요. 지금 어떠죠? 뒤쪽에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많이 스트레칭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뒤쪽을 많이 수축된 부분을 늘리면서 깊은 발의 안쪽까지 사용하도록 합니다. 발가락도 꼭아래로 누르시고요. 뒤꿈치를 깊이 낮춰 보세요. 네, 이 앞쪽의 발의 중심은 이렇게 유지하시고요. 뒤쪽에 나머지 발 하나 있죠? 쪽은 왼발 오른발 사이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지 마시고요. 왼발 오른발 사이는 지금은 이렇게 골반 넓이만큼 좌우 간격을 한 15cm 정도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특히 하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왼발 오른발 사이 간격을 조금 유지하시고 동작을 하셔야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골반을 살짝 잡아볼게요. 그리고 뒤쪽 발은 발가락을 깊이 디디면서 천천히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앞쪽 발은 뒤꿈치를 아래로 낮추시고요. 뒷발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해보세요. 예. 앞뒤를 서로 근육을 지금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죠. 앞쪽은 내리고요. 뒤쪽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중심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골반 잘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뒤쪽 팔에 뒤꿈치를 내려보겠습니다. 시 앞쪽 뒤꿈치 낮추시고요. 천천히 발가락을 깊이 디디면서 왼발 뒤꿈치가 조금씩 엉덩이 방향 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뒤꿈치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다리 전체 골반까지 이렇게 위로 들고 있죠. 앞쪽은 뒤꿈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요가를 하시다 보면 서서 하는 자세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서서 한 자세 할 때 기본적으로 발의 중심을 잡는 힘이 발가락 쪽, 발바닥, 발목, 그리고 종아리의 앞쪽, 뒤쪽, 이 예, 허벅지 앞쪽, 뒤쪽의 힘을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깊은 안쪽을 잘 사용하실 수있어야지 서서 하는 자세들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뒤꿈치 낮추시고요. 뒤쪽은 뒤꿈치를 들고 있죠.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반대발도 똑같이 해볼게요. 블록 옆으로 잠깐 이동하시고요. 반대발을 올렸습니다. 뒤꿈치는 바깥쪽으로 네. 왼발 오른발 사이는 간격 15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세요. 앞쪽 팔에 뒤꿈치 먼저 낮추시고요. 뒷발 발가락을 디디면서 뒤꿈치 천천히 위로 앞쪽은 뒤꿈치 낮추시고요. 뒤쪽은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뒤쪽 뒤꿈치를 천천히 엉덩이에서 뒤꿈치까지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앞쪽 발 뒤꿈치 꾹 아래로 누르시고요. 뒤쪽은 발가락을 지금시 디디면서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어, 움직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곳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요 천천히 뒤쪽 뒤꿈치 내려주시고요. 네. 계단을 오를 때 네, 이런 움직임을 좀 더 강하게 하시려면 이제 이 계단에 발을 완전히 올려놓지 마시고요. 음, 뒤꿈치 부분은 계단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서 앞쪽에 힘을 실으면서 뒤꿈치를 이렇게 한 번씩 내리고 뒤쪽 발을 골반을 쭉 위로 뻗어 올리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되겠죠. 네. 어때요? 발바닥하고 발목, 또 종아리 쪽, 네, 무릎 주변, 네, 허벅지, 뒷면과 엉덩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힘을 쓴 느낌들이 있으세요? 네.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중심이 안 잡혀서 좀 넘어지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 많이 넘어질 것 같은 분은 옆에 이렇게 책상이라던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네, 때 네, 배와 가슴 정도 요 높이 선에서 이렇게 손은 잡을 수 있는 거를 잡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동작들은 평상시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